나 아, 10분만 있다 갈게 그 10분만 이거 한번 하고 가든가 또 뭔데요? 이상형 월드컵 같이 하고 가든가 오케이 오케이 뭐로 할까? 그거가 형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여자? 어 무조건이지 그럼 남자는 아니잖아요 강아지 월드컵도 나쁘지 않은데 어? 강아지 월드컵도 나쁘지 아유 강아지 아니지 강아지 나쁘지 않지 축구선수 아니 축구선수 재미없어 무조건 아이돌 역캠 역캠? 역캠인데 나 모르는데 나도 역캠 잘 몰라 아이돌 가든가 여자 아이돌? 나 요즘 잘 모르는데 나도 아이돌은 많이는 모르긴 해 네, 여자 아이돌? 안 되나? 몇 강에? 이거 한 34강 64강 64강 64강? 어 64강 어? 다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아는 사람 월드컵 아니야 이러면? 형 외모로 보면 되잖아 외모로 과반수로 갈게 저는 왼쪽 할게요 너는 미지 나 오른쪽 어... 저는 왼쪽 나 왼쪽 빨리 이승아 이승이. 새끼야. 저 오른쪽 할게요. <laughs> 아 뭐야? 취향 갈리네. 아니 아니, 아니. 뭐냐고 그러면은 일부러 반발할 때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내가 대표니까 이로 할게. 아니 오케이 뭔 말이야. 뭔상이야이 청아가 그 청아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사진이 사진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아근 일단 다잘 누군지 모르.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그 아이돌 아이돌 다 아이돌이야. 몰라 BTS 아이돌. 아니 총알 롤러코스 몰라? 나 청아인 몰라. 모 아닌 거 같은데. 다 몰라. 에 이거 왼 이건 왼쪽이지. 에이. 왼쪽이야. 나는 일단 왼쪽 할게. 무조건 나는 왼쪽이야. 아 그렇게 무조건이라니 나는. 나는 왼쪽으로 나 무조건이라 말하지 맙시다 왼쪽이야. 나 왼, 왼쪽. 난 왼쪽 할게. 한국인인데? 왼쪽 할게요. 왼쪽 할게. <laughs> 한국인 buff도 있어 우리? 있지. 어 그래? 나 누군지 몰라 이건 정현이다 나도 정현 이건 정현이다 나도 정현 저 정현 할게요 오케이 정현이지 나 수지 수지 누나 빡세네 아 화사대 아이유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분들인데 나 근데 아이유 노래 많이 좋아해서 아이유 할게 난 둘 다 좋아해 노래, 노래는 좋아하는데 난 아이유를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어, 왜요? 아유 노래 진짜 어, 그 발언 그 발언 나왔는데 이거 그 발언 뜻인데 그 발언 나올 텐데 그 발언 그 발언 나올 텐데 아유 아유 목소리 들으면 그냥 힐링돼 그냥 물음표라든지 물음 그 발언 나올 텐데 음어 알았어 알았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이 뭐 불만이 불만 있으시면 직접 찾아오세요. 아이씨 불만 있으시면. 형 되게 잘한다. 난 가수로서 좋아해 가수로서. 미나. 나 소야. 미나. 나 소야. 얼굴만 봐. 오른쪽. 얼굴만 보라고. 오른쪽. 나 소야. 오른쪽. 미나 미나 미나. 오른쪽. 미나를 안 뽑는다고? 오른쪽. 아니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이 사진만 본 거긴 해 딱. 아 미나 되게 예뻐. 오른쪽. 앞태를 봐야 알 것 같긴 해. 저 오른쪽. 나 몇 명. 뭐라고? 오른쪽 앞태를 봐야 될 것 같긴 해. 얼굴. 아니 그니까 얼굴, 얼굴 모르겠어. 얼굴. 얼굴 보고 앞태라고 하냐? 아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눈. 아, 눈매. 음, 눈매 때문에. 진짜 미나 미나 진짜 이쁘다. 그니까 저는 일단 오른쪽. 소야도 한번 쳐봐. 빵떡일 때. 소야 한번 쳐봐. 소야도 한번 쳐줘. 소야도 한번 쳐줘. 소야도 한번 쳐. 뭐 나는 모르는 분은 안 뽑아. 어. 서운해야겠다. 잠깐만. 이건 이거는 뭐 이거는 근데 외모라서 나 유주 나도 유주 나 유주 왼쪽이 약간 더 상큼해 보이긴 하는데 <laughs> 아니 상큼한 건 뭐야 왜 맞잖아 아니 아이템이 상큼하게 칭찬 아닌가? 아 개웃기네 진짜 상큼 아, 왼쪽이 약간 좀 더 상큼해 보이지 않나? 약간 일리 있어 약간 과즙미 알, 아, 모르나? 약간? 개웃기네 난 유주 이게 어려가지고 귀여운 거 좋아하네 유즈응 유주지 내실행 아니지? 오른쪽 어? 나 오른쪽 할게 나도 오른쪽 왼쪽 나 오른쪽 나 강민경 아 잠깐만 이거 사진이 이상해 아니, 그래도 왼쪽 아 이거 이건 아 나 왼쪽 왼쪽 왼쪽 이거는 골반의 아, 강민경이지 나 왼쪽 문별 나비연 여자 아이들 그그 어. 응. 그, 그거 부르신 분이 어 KD 그분이야어 그분이야 있어 이분도 있어 이분 아 이분이야? 저몰라 이분도 계셔 이분이랑 이분이랑 그 리더 리더 이분이, 이분이 아리였나? 어 아리 아리 그거 나 죽어의 경 죽어의 경 같은데 저도 왼쪽 나 왼쪽 나도 왼쪽 이거는 뭐 태연대 이거 좀 힘들긴 해 이거 사실상 약간 결승전 솔직히 나는 난 서련. 아 나는 태현이야. 너는 뭐야? 저는 서련이에요. 서련이지. 어, 난 태현이긴 한데. 오케이. <clears throat> 나 오른쪽. 이제부터 빠르게. 빠르게 가자. 빠르 진짜 빠르게 간다. 오른쪽. 오른쪽. 많은 누구에? 나. 나 아. 아, <laughs> 아 이거 아니지. <laughs> 어이, 나 오른쪽. 나 오른쪽. 어? 저 왼쪽. 어, 나 왼쪽. 왼쪽. 아, 이거 진짜 에반데. 어, 나는 나는 왼쪽. 이거 나는 오른쪽인데. 전 반반이에요. 나 오른쪽인데. 가위바위보. 날 이제 나가 가고. 오케이. 이게 오른쪽. 정현. 아이유 가고. 나도 아이린. 나 원래 아이린을 안 좋아했는데. 오 잠깐만 그 발언. 안 그 좋아했는데. 그 발언. 아 싫어해 그냥. 그안 좋아한다는 게 싫어하는 게 아,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 인정. 죄송합니다. 왼쪽에 일단 가져가 빨리. 오른쪽. 아 청아 누나 사진이 상해 너무. 아, 그러니까 이거 청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원영이 누나가 지리긴 해. 진짜. 누나 아니야. 누나 아니야 이누아 근데 아, 민보다 아, 아, 민영보다 어리네. 음, 오케이 난 원영이 형. 장원영? 난 원영이 형. 오케이. 아니 왼쪽도 이뻐. <laughs> 아 그건 맞는데 나라가 더 이쁘네. 태형이 형 cam 멈췄어요. cam 멈췄다고? 왜 <laughs> 멈췄어? 너 네? 봤어? 아니 제가 끈 거 아니에요. <laughs> 왜 이래 표정 왜 이래? 아 이게 저는 나은 것 같은데 형. cam 뭐야? cam 지워봐 표정. 정말. <laughs> cam legend. 아 이거 본체에 꽂혀 있네 아래. cam 뭔데? 내 여자 연예인 보고 이- 이러는 표정 같잖아. <laughs> 선생님 여기 캠이 멈췄어요. 와 어, 근데 왼쪽 사진 좀 넘사긴 해. 솔직히. 아니 오른쪽도 이쁘다. 이런 표정 나올 수 있어 이뻐서. 인정. 와 이거 근데 진짜 고르기 뭐 힘들긴 한데. 아 왜 그래? 쌍놈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 오른쪽 아 오른쪽 조금 오른쪽이지 형. 저 오른쪽이에요 형. 어딘데? 일단 그 원영이 원영이 형. 과자 말고 오른쪽 이거 나 연세가 어떻게 돼요? 14세요. 야, 이 쌍놈 살이야! 기현아! 야! 아니, 얼굴만 보는 거잖아. 아니, 얼굴만 보기에는.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야! 아, 여기 있는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이 문제지. 14살은 아니지. 아니, 그걸 솔직히 그걸 따지면. 야, 세영 형이랑. 나도 왜 뛰어? 어, 어, 어. 나이 차 아니, 인형이보다 나랑 띠동갑이긴 한데. 아니, 나하고 우리 삼촌은 10살 차인데 12살 차야 12살 차이. 몇 년생이야? 2004년생이요. 나 10살 차이네. 나랑 6살 차이. 민영이랑 2살 차이. 10살 차이야? 그래, 또. <gasps> 형! 난 세정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 왼쪽. 아, 나 오른쪽, 난 오른쪽. 아, 예, 왼쪽. 나 무조건 오른쪽. 사쿠라요? 무조건 사쿠라요. 왼쪽임. 이거 무조건 왼쪽임. 이름이 그때 봐. 이거 좀 오른쪽. 에이 예, 오른쪽. 아 왼쪽이라고. 이거 오른쪽 누르면 일단 718로 간주할게요 형. 아 잠깐만. 아 이발. 아, 아 그러지 말라고. 뭐왜왜 뭐, 뭐, 뭐? 그러지 말라고. 뭐왜 말라고. 뭐, 그러지 마. 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그 말은 아, 뭔데? 단순 단순 이상형 월드컵이야. 그 말은 하지 마. 봐봐 선생님 뛰어왔잖아. 바로 그만해서. <laughs> 뭐가 뭐가 왜 뭐 왜 뭐. 왜 이렇게 나 눈이 눈이 이렇게 갔어. 와 어, 세양이 많이 피곤한가 보네요. 눈이 이렇게 갔어. 아 왼쪽.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 협시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왼쪽이 겼어요 아, 그냥 역시 애국. 유라 유라 유라 누나 아니야? 애국으로 가자. 와, 나 수지. 나 수지. 저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 수지. 한 번만 검색해 볼게. 모르는 분. 은미 은미 형님. 어, 95년생. 우준생이면 나랑 나이 차이는 괜찮네. 오케이 한 살 차이 일단 궁합이요 궁합도 안 보여. 네. 한살 차이 잠깐만. 화면 잠깐 나갈 수 있어요? 네. 수지 수진우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 우리 좋아. 수지 나랑 친구지. 아 형이랑 친구예요? 가, 아, 나랑 같은 나라 형, 형 아이유랑 나이가 나, 어떻게 돼요? 아이유도 나랑 친구일까? 형, 어? 그래, 이거 어? 딱 보면 되겠네. 형. 나 빠르긴 해. 동갑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연습. 아, 네, 연구나 아이고. 아, 나 은비. 음. 나 은비 누나 할게 그럼. 그러면은 오케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분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시니까 연상의 아, 느낌이 예. 나잖아요. 말은. 뭐 아나 손 누구 가시는지 몰라. 내 보기 열은 여덟은 수지 아니야? 그니까 음. 수지 누나? 저는 오른쪽 하겠습니다. 나 왼쪽.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 해. 안 내진다 가위바위보. 아 이거 이거? 우리 오른쪽 아니냐? 어? 아니 저희 오른쪽, 어, 저는 오른쪽이에요. 저는 이것도 왼쪽 할게요. 아... 그러니까 사진이 내 솔직히 사진이 이상해. 예, 솔직히 동원형 말대로 하면 이분은 솔직히 그 민경이 누나는 그거 음. 일단 그게 아니라서. 음, 권은비 씨는 몇 그 명이지? 딱? 나랑 나이 괜찮다니까. 어. <laughs> 잠깐만. 아니 뭐가? 잠깐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나랑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만나서.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럼 그럼 그럼. 나는 결경이 누나. 아, 안 네, 나는 결경이 누나. 저는 설현 누나 할래요. 아유, 결경이 누나. 설현? 저는 설현 누나. 결경이 누나. 설현 누나. 와, 아쉬운데. 나 설현. 개배배. 안네, 아, 아니 저, 저 저희 둘이 설현이에요. 개배배. 안내진 나가 가고 지렸네. 아이! 아 아이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왜 형이 좋아하는 왜냐 도탁스에서 봐야 돼. 도탁스에 이쁜 사진 많이 올라와. 어이 좀. 어이 좀근 <laughs> 약간 좀그 엄마 주의가 너무 많은데. 약간 좀 불안해서 다 인정. 인정. 에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휴대폰 광고 서른하면 솔직히 그거죠. 이거 광고 아유 이거 하 네. 근데 난 저는 그래서 그 오른쪽입니다 그래도 아, 나오다 말았어 저는 오른쪽 합니다 레전드 광고 있잖아요 저는 오른쪽 할게요 그래도 오늘 몰라서 그래 여기 저거랑 뭐야 저거랑 아니야 다른 거 월드컵 딴게 하나 더 하든가 강아지 월드컵 제기든가 강아지 아니야 아니 왜 강아지 좋아하는 아, 아니야 강아지 말고 아니 멍댕이 월드컵 해! 음, 나는 나 왼쪽 서련 멍댕이 월드컵 하냐 나는 목소리가 중요하긴 한데 아둘 다 나랑 나이 한 살 차이 괜찮네 아진 잠깐만 나 왼쪽 에둘다 이겼다 치죠 그냥 우리 둘다 이겨 멍댕이 월드컵 하자 싫어 멍댕이 아쉬운 서련 씨가 애인이 있지 않나? 서련 씨 서련 뭐라고 하죠? 지코? 지코 아니야?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 헤어졌어? 저도 모릅니다. 16년 아, 아니야? 헤어졌대요. 언제적이에요? <laughs> 아이 세영이 형 웃겨 웃겨. 네, 에 저는 오른쪽 할게요. 세영이 형그 왼쪽으로 주지. 헤어졌어요? 아 헤어졌어? 아 그러면은 괜찮은데? 잠깐만. 아 저는 임자 있는 사람 시키나. 아 개웃기네. 뭐 얼른 좀. <laughs> 존나 웃기네. 오른쪽. 인정 어... 오른쪽 인정. 오른쪽 사진만 보고. 닉네임. <laughs> 왜 태민이가 어때서? 태민이 네, 그 가다 그 만나면 사인 할 수도 있지. 그치? 와 제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죠.